우리 아빠 같이 있어. 도둑개. 어? 도둑개가 웃고 있어. 이건 뭐지? 개코래 개코. 어디가 테스티 개코. 어디 어 저기 있네. 저기 매달려 있잖아. 저기. 저기 아! 머리 위에. 머리 위에 아. 음그 어, 스티드 데커 이건 뭐지? 피터스 아, 매니드 아빠 똥오 똥! 기 아빠 나도 몰 화려한 음, 도마뱀이래 도마뱀 피터스 벤티드 네, 네, 스킨 네. 저기 숨어있어 아빠 어, 저안 내가 나가는 건데 이거는 뭐야 볼파이톤 비단구렁이래 어디있어 음. 찾아볼까? 없는데? 쟤가 본데 나와 있는 애 어디? 지금 나와 있는 애 아 우리가 했던 애네 어, 얘가 돌 여기는 드래이고우 거북이도 있고 여기는 바로 프레디도 예. 너 어딨어 어딨어 일로와 꽉! 일단 나올 거래요. 우리 먹으려고 막 아니 아니 여기 사이 여기 여기 봐봐 별이 여기 봐. 아니야 이사 이거 했잖아. 거기. 아니 여기 있잖아 구멍. 걸러줘. 여기? 어, 그래. 여기로 되는 거야. 그치. 엄마 원래 여기. 아 그런 거야 몰랐어. 여쪽으로 그쪽으로. 여기가 사진 찍고. <laughs> 귀엽지? 귀엽지 아빠? 기다리고 있다 <laughs> 귀여워 삐삐 손을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저기 또 가지고 왔지 이번엔 라쿤 라쿤이 어딨냐 이쪽이다 이 쳐다본다 네. 어 나온다 나왔어 라쿤 나왔어 결아 어? 어 일로 와 결이야 결이야 이거 봐 아. 감사합니다. 악세사리 없는 정도. 아 그래요? 하이파이브 하는 것 같아. <laughs> 엄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? 이거 옆에요? 네, 네네 옆에 엄마랑 같이 만나 보자 엄마 봐봐 엄마 머리 위에도 아우 간지러 지안 오 혓바닥에 두 개를 이렇게 나눠낸다고 저희랑 저번 주에 내셔널 오 가만히 있어 놀래키지 마 느낌이 어때요? 부들부들하지? 뒤로 갔다 앞에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안녕 얼굴은 만지지 말아요 울었어 우리 아빠 같이 결이 얘는 뭐 얘네들은 누구예요? 사람들 그렇지 우와 책바퀴 돈다 우와 완전 빠르다 네. 우와 다람쥐는 영어로 뭐야? 이렇게 해라가 세 마리 타자 누구 줄 거야? 와 이제 기니피그들 줘봐 얘네들 기니피그 당근 얘네는 당근 따라다니는 거 별이 코너 그렇게 많이 어, 넣지 말고 엄마처럼 위에서. 이렇게 엄마처럼만 줘너 다쳐서 거기 하면 다쳐요 미네? 미니 데리야 미니 데리 어. 다리 손 조심. 한 번에 다 먹었어. 응. 얘 여기 봐봐. <laughs> 다시 줄게. 아우. 아우. 아빠 제 얘가 점프하게 가나 안 가나 집으로 쏙잘 가야죠 그래 인사해줘 이제 꼬리까지 다 넣어줄 거야? 문도 닫아주고 고마워요 어? <laughs> 잠가줄 거야? 어이구 뭐. 우와 결이 어딨지? 거기 올라가면 어떻게 해? 미역회 친구들이 세 마을점 미역회 친구들한테도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을 알려줄게요. 우와. 음, 우와. 아무 던져주는 거예요? 띠? 여기 점프하니까 손 집어넣지 말고 여기서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알겠지? 먹었다 저리 거 먹었다 얘 떨궜잖아 유리 먹으면 안 되지. 저 얘땅 좋아해요. 얘는 어제에서 살아요. 근데 안 먹었어? 용감하다. 우와, 엄청 싸워. 어, 젤리 괜히 먹었나? 토끼책 빌려보자. 아니 공룡은. 공룡 있으면 공룡도 보고. 와. 결이 어디 지